2020년 10월 31일 시참여행 1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건물의 규모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출입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끝에 문이라고 있으니까 폐기도원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잡아져 있어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아무 아무 간다 네 아무 녹선디 분명 아무 아무 녹선디 좀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 뭐야? 아무것도 어, 뭐 없는데 뭐야? 나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나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지금? 거기 이게 안 돼요 안에 사람 있죠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요 차라리 예, 예 차라리 움직여봐 계속 움직여봐 내가 제대로 확인해줄게 카메라 돌리지 마 그대로 가 어? 뭐야 뭐야? 여기는 2층이야 지금 현재 여기는 2층이라니까 여기는 나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시작 준비 잠깐만요 쌤 쌤. 혹시 배고프십니까? 혹시 배고프세요? 배고프세요? 어디 계십 어디 어? 잠깐 하 어? 와! 바로 확인! 바로 확인! 어디 계십니까? 얘들아, 잠깐만.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아! 죽여버린다? 어? 죽여버린다? 뭐야? 어? 얘들아 나 이거 물 좀 마시고 진정 좀 할게 어? 뭐야 어? 어? 얘들아! 얘들아! 어? 얘들아! 얘들아! 나 분명히 봤어. 이거 코난 범인이야. 드디어 형체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다. 오케이. 혹시 계십니까? 아 장난 그만해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아, 장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와! 와! 미쳤어! 와! 어?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요. 아, 제발. 감사합니다. 와! 어? 아무도 없어! 와! 어! 아! 가서 확인해!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인시켜드려! 아무것도 없어! 뭣도 없어! 아, 뭐, 뭐, 뭘로 해? 오나? 안 온대. 이리 와, 이리 와. 이러 안 아, 오는 잠깐. 거기 있어요. 어? 아, 아, 미쳐버리네 오늘 진짜. 어? 뭐야? 야 이거 정신 차려라. 아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하세요 오 깨. 우 깨. 번유겐 더 체험의 현상 그만 좀 해라. 스바 존나 재미없다. 노잼이다. 씹노잼, 핵노잼. 아주 인정을 하는데 그만해라. 다시 한번 의자 움직여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자를 움직이시면은 제가 그때는 나가겠습니다. 무조건 내치시만 마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라고 할 줄 알았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다시 한 말씀하세요. 예? 토끼? 여기? 토끼? 여기? 자 마지막입니다 얘기 안 하실 거죠? 그냥 전화만 칠 거죠?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탄은 다음에 할게 얘들아 나이탄 다음에 할게 이탄 이탄은 밑에 건물 다시 할게 어 1년 뒤에 1년 뒤에 이탄은 다시 할게 여기 안되겠다 이기 안돼 미안하다 응 이탄 안되겠다 아니 이탄이 안돼 이탄은 나중에 할게